자 인사드릴게요 둘셋 MXO 팀 안녕하세요 엑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팬분들 월요병 퇴치 퇴치하시라고 아, 네, 늦게 음. 켰어요 아 오늘 저희 오늘부터 이렇게 두서없이 V앱을 한번 켜보려고요 이렇게 좀 재밌게 저희의 대기실 모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담겨드리려고 얘기해 주세요. 자리라 여자라. 네. 안돼. I'm your lucky low. Yeah. 유승원. Hey, hey. 음오에오. Hey. 음오에오. 김봉준. 배추 이 빠르게. 형, 쉬스곤 한번 보여줘요. So give me, girl. Oh, wow. 와. 야 나다 이제. One, two, three. 어, 너무 높은데? One, two, three. 야. 본능적으로 느껴져 <laughs> 날 사람이 대다는거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만했지 아, 자 여러분 댓글 하나 남겨주셨어요. 뭐라고요? 대환장 파티네. <laughs> 정답. <laughs> 대환장 파티입니다. 맞습니다. 내가 생했던 그녀를 난 믿겠어. 내가 저희 어, 그 밤을 오디오 줄이실게요. 오늘도 평화로운 KQ. 어, ATG. ATG. 그래서 아.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아. 이제 또 international 팬분들도 아, 보고 계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화의 애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? 현장 본다. 네? 갑자기 네. 분위기 어? 성화의 애교? 네. 어. 나와라 피카츄. 피카? 피카츄. 나와라 피카츄. 피카츄. 아 귀여워. 뭐. 나도 나 오늘 안경 찰떡. 아 민기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. 아, 나. 뭔데요? 민기 오빠 메인 보컬 하면 안 되네요. <laughs> 어? 민기 메인 보컬 시켜주자. 네, 내가 <laughs> 자 자리를 임명하겠습니다. 아그래 그럼 너가 래퍼해.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요. 요. 요 비트로 입바늘 기래. 요 비트로 입바늘 기래. 어 맞다 나만 어, 빼래. 찬란한 그곳 그곳으로. 여러분 너무 대한장 받치서 좀 진정 좀 할게요. 오늘도 평안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거야 아 이거 또 자꾸 뺨 맞아 이걸로 오늘 내려놓고 믿을던 사람 야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면 얘들아 얘들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진정해 진정해 합주기가 됩시다. 답. 네 여러분 정말 저희가 답은 노래방에서 라이브를 킬게요 그냥. 오 네. 좋다. 그래. 네. 네.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월요병은 에이티즈로 극복하세요. 아니 근데 안녕. 이따가 아, 좀 에이티즈 노래방 고 갈까? 고. 렛츠고. 어? 난 좋아요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. 둘 셋. 에이맥스 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